신나고 음. 어린이 친구들 안녕 꽃님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시간이야 오늘의 영어 단어 퀴즈를 위해 알파벳 영웅이 도와주러 왔어 오늘의 알파벳은 무엇일까?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 너는 알파벳 아니야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줄게 나는 알파레아니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아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전기로 움직이는 물체야 이건 사람처럼 생길 수도 있고 동물처럼 생길 수도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로봇이야 영어로는 로봇 알파벳 R로 시작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아주 작고 기다란 기가타리 동물이야. 이건 탕근 같은 야채를 아주 좋아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토끼야. 영화로는 rabbit, 알파벳 R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밑에서 아주 큰 불을 뿜어내면서 하늘을 날아. 이걸 타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로켓이야 영어로는 로켓 알파벳 R로 시작하지 now other pale done young attire chung him again. Robot, young are robot. Tuki, young are rabbit. Rocket, young are rocket.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